산타공원은 지하철로 폭포역에서 내려와서 어, 조금 그리면 나오는데 자전거 종주 끼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산대원 산대원 낙도를 보실까요? 생태공원에는 저는 계속 꿈이 고 있는 중이고 네, 철쭉 철쭉입니다 그렇게 생긴 철쭉 철쭉은 개꽃이라고도 부른다 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흰말 새나무 정말 재미없는 떡볶이 음, 저는 이 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와봤습니다 아, 여기 숲도 있고 엄마도와야 될것 같네요 수코령 수코령 아시아의 언대에서 1대 에너지 분포하는영지쪽효과 선에서 는데 수코령으로 수코령 뛰어놀며 재밌게 즐기는 생태 놀이터 오 어, 괜찮네요 생태 놀이터 생태 놀이터 휴와 동굴로 <laughs> 들어갔다가 들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간식 그 산지나 내과에서 자라며 독특한 향을 내는 방향성 식물이다. 석장포입니다. 원추리 원추리는 넘나물이라고도 하며 산지에서 자란다 어린 순과 꽃은 요리에 쓰인다 오 원추리가 요리에 쓰이는 건지 알았네 꽃창콩 중국적으로 산지에서 자생하고 햇볕이 많이 드는 석지에서잘 자란다 창고 유락새 여의사이를효과에 숙지해서 오므리지에 자라는 100살까지입니다. 인웍스. 태양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삭막하지만 앞으로 봄이라 또 여름 되면 이곳이 또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잘 꾸며놨어요 유럭스 여의살 이름 물가에 숙제에서오늘리수에 자라는 흰백색 꽃입니다 유럭스 나오고 있습니다. 팽 좀 삭막하지만 앞으 봄이나 또 여름 되면은 이곳이 아 좋을 것 같네요. 잘 꾸며놨어요. 여기는 철새를 관찰하는 만원경이 있는 곳이네요 만원경이 있습니다 철새가 있을까요? 철새 마루 비도 오고 큰 공이 원 노랑불이 저새 할미새도 온답니다. 지금은 백로를 찾아야 되겠네요. 백로. 병론을 한 위아래로 여기는 영권마루입니다. 항태 항산생태공원에서 서식하는 수생식물 가시연, 개연이라고도 하며 연못이나 저수지 늪에서 자란다. 전체에 가시가 있고 현재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련 잠자는 면이라는 뜻으로 수련이란다. 늪이나 연못의 진흙에서 잘 자라며 굵고 짧은 땅속 줄기에서 많은 잎자루가 자라서 물 위에서 잎을 편다. 아무튼 연꽃이 필 때 다시 와야겠습니다. 저기 그 차 밀리는 거 한번 거쳐봐 보겠습니다. 승선차가 밀리고 있네요 기차 가는 소리 기차가 지나가는 여기서 양산화가는 안되고 낙동강 자전거길 양산으로 갈까요? 어떻게 되지? 오늘은 황산공원을 걸었습니다. 황산공원은 어, 폭포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으면 나옵니다. 황산공원 지금은 자전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벚꽃길이 너무 예뻐서 오늘은 항성 공원 쪽으로 와봤습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그릴 수 있다는 게 너무